얘 들어 얘 들어온다 얘 들어와 어, 어, 어, 온다 온다 어, 어. 아! 어. 아니 하늘에서 똥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얘네 똥 싸는 소리가 넓게 최대한 넓게 와 엄청난데 있었더라